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자잔 탕후루 먹방 Let's go 탕후루가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탕을 뿌려서 먹을 때 그 맛이에요. 달달한 딸기. 우와, 진짜 to be 잘못 잡아도 이게 물려처럼 입에 이빨에 달라붙거든요. 근데 오늘 진짜 잘 된 것 같아요. 곧잘 떨어지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렇게 국물이 뚝뚝 떨어져요. 10분이 지나면